남자가 울고 있는 비 오는 거리 밤새도록 가로등 도 비에 젖었네 수고할 수 없어요 수도 없어요 입술에 맺혔네 두 눈에 맺혔네 이가 돼요 마음은 단물이 돼요 고향 바다 그 얼굴 찾아가는 바람는길다림만 가슴에 남아 내 마음을 묶어버린 수 없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이슬에 맞춘 날 가 되어 마음은 칼물이 되어 고향바다 그 얼굴 찾아가